파크래요 대전 파크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저기 정자가 있어요 어어 What you doing on my screen? 대전 정이래요 자매 결연을 기념하고 양도 2시간의 문화교류 사업을 내가 말했잖아요 비싼 거라니까 290, 100만 원이래요 어어 오늘 쓰레기들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봐 너무 예쁘다 쓰레기는 주워서 버리고 가야겠네 쓰레기통이 없나? 없어? 아 이쁘다

여기가 아마 시스터 파크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뭘까요? 와 써있진 않네. 这真丑。